나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온기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사랑을 멈추고 싶지 않아. 결국 우리는 함께 행복하 게될 것입니다. 이날 김종민은 제작진과의 만남에서 황미나와 연락한 한지 오래됐다라며 방송 때만 보는구나라고 느꼈다. 라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그러면서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면서 결혼 기사. 에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결혼 이야기가 나 왔다. 다른 프로그램 제작진 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니까 저는 방송인이니까 대답을 피할 수 없었고 이런 기사에 나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당을 못한 것 같다. 얼마나 부담되겠는가? 주변 사람이 좋다 아니다 말도 많았을 거고 사실 이런 게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족들까지 있는 거니까 감당하기 힘들 일이고 라고 솔직한 마음을 덜어놓 았다. 앞서 방송분에서 황민아는 김종민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바 있다. 황민아는 밤에 연락하고 자고 싶다가도 오빠가 바쁠. 가봐 배려했던 것 같다 라며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오빠는 모르는 것 아니냐?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해줬으면 했다라고 했다. 이에 김종민은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방송 뒤 네티즌은 김종민이 공개 열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 여자가 마음을 고백했는데 왈가왈부. 라도 해주지. 김종민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민아는 OBS를 거쳐 TV조선 기상캐스트로 근무 중이 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깔끔한 진행으로 각종 온라인 거 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황민아의 SNS는 지나친 관심이 부담된 듯 비공 개로 전환된 상태다. 한편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연애의 맛 시즌 1위 종 영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0일 번지일 방송된 TV 조선 연예에 맡은 전국 유료 방송가구 기준 시청률로 261%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방송분이 기록한 5.927%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동시간대 1위를 수성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파리지엔 감성 핸드백 브랜드 로사케이와 함께한 화보 촬영 현장에서 종민아 커플은 장난스럽고 시크한 곤세트를 자유자재로 소화했다. (14일) 선공개된 화보에서 두 사람은 남다른 케미를 선 보였다. 연애의 맛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첫 화보 촬영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포즈도 함께 막 쳐보고 연습을 해보니 생각보단 덜 어색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황민아는 종민없다. 각 현장이 남자답고 똑똑하다. 대화를 나눠보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를 칭찬했다. 김종민 역시 황민아와의첫 만남을 떠올리며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했다는 대답으로 황민아를 향한 애정을 보여줬다. 닮은 듯 다른 성격으로 찰떡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14살이라는 큰 나이 차이가 있음. 애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김종민은 내가 외모만 늙었지 정신연령은 한참 나. 다미나가 워낙 어른스러워 나와 정신연령이 잘 맞는다. 고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101간의 연애를 해오며 처음으로 서로에게 애정을 느낀 순간을 묻자 황민아는 일기예보 방송을 할 때 종민 오빠가 모니터를 많이 해준다.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날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답하며 김종민의 다정한 면모를 자랑했다. 리얼한 케미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종민. 나 커플의 첫 커플 화보와 인터뷰는 S타일 매거진 2019년 1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 중인 황미나 기상 게스터와 김 종민의 건대 데이트가 화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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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로 가득해 아름다운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저녁에 찾은 루프탑은 노을 전경이 아름다운 이태원의 벨와인바이다. 배우 유연석이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한 이곳 rooftop에서 두 사람은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시원한 맥주를 마셨다.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 데이트 장소, 출처 등호 황미나 인스.